그리고 네? 웨딩 촬영하자 에? 여기 집인데 집이면 어때? 예쁘게 찍으면 되지 에? 파자마 입어서 이상해요 봐봐 파자마를 입어도 예쁘게 해줄게 m e t out. 크흐 기히 몬스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레는 세스코 게임은 빠친코 저는 그리코입니다 프리코의 왕자 김경식입니다 지금 일찍 일어나서 5시 기차를 탔어요 오늘따라 월요일 차가 가요 韓国ってもう美容写真大国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日本よりもそういうスジョンとか綺麗な月分スタイルが많んで比較的安いっていうのもちょっと聞いてたからどんな感じなんだろうって엄청궁금했어요한국에서개코의자신을撮りますんで가족환호とか먼저웨딩사진부터っていうのは日本も同じなんですよあじゃあ私韓国で撮るわって言ったらあもちろんそれはもう韓国写真がもうすごい有名だもんねいいね羨ましいみたいな感じでした 먼저메이크업부터했는데자리니시크아이섀도우파운데이션밑에우와って並んでて <gasps> よくなんか YouTube で韓国のアイドルメイクやる人がやってるやつだみたいなめちゃくちゃテンションが上がったんですよ。ハイキックやす。ちょっと。 スはどんなのがあるんだろうずっと気になっててっていうのが撮影の前に選ぶんじゃなくて当日に選ぶのだったのねなんかすごい不安も大きかったんですよ実際着てみてあ入らない <laughs> みたいなのがあったら恥ず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一旦私は自分の体型に合うかどうか分からず一旦着たいものを全部持っていってフィッティングした感じでした내가사라져볼게하나둘셋얍에자기누구다시나타나볼게하나둘셋얍 하나 둘셋 얍! 어때? 근사한데? 근데 나도 평상시에 내가 이 머리 스타일 하니까 음. 별로 그렇 특별하게 바뀐 것 같지가 않아 그치? 음... 어, 평상시랑 좀 비슷하지 않나? 日本とか韓国の友達の結婚式に参列するたびにおっぱいの問題をめちゃくちゃ気にしてたんですよ。みんななんでこんな巨乳なんだと。 <laughs> ね、何、ね。もう私巨乳ということをわからない。わからない。どうも알겠어。だってみんなドレス着たらもう軽巨乳じゃん。 <laughs> でもヌーブラがあったんですね。おおあるあるみたいな。いやみんな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自信を持って主張します。 처음에는 구리코가 화장만 하고 가운을 입고 왔는데 오늘 어, 헤어가 약간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웨딩드레스를 입고 탁 나오는 순간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프리코가 아 예쁘다 라고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뭔가 좀 슬펐어요 왜요? 어, 모르겠어요 아 물론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되게 미안하고 왜? 어 몰라 저 준... <laughs> 아니 그건 아닌데 좀 슬프기도 하고 짠하고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쿠리코도 쿠리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나도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또 나한테 함께 하자고 허락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던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기って結스スーツ잘 입는 병이에요 MC 도가요くするからさ森もパクソジュン森もやんだったし次がなんかポーズと진짜멋있었구나 뭐 <laughs> 그 <laughs> 내가 思いま신하는애보낼게요계좌이도 <laughs> 후카다 에이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좀 짜여져 있던 거라면 여기서 좀 그냥 자유로운 私たちが私たちらしく一番撮影できたのはやっぱりクッキーカップルのパーカーを着てる時だったかなと思いますカメラマンさんの指示なしでポーズをしたりとかいつもの売りスロッケ撮ることができたしこのパーカー私たちだけ用に今作ってるんですけど次オフ会の時にですねちょっと販売しようかなっていうのを考えてみたりしているので欲しいなっていう方はコメントをください 오. 되게 우리 되게 사랑하는 사람들 네. 같다. 어, 그러네.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laughs> 원래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혼인신고 후 카다 에이미 私が今回の撮影でめちゃくちゃ気をつけてたことがあって笑い方なんですよ人生で一回もしたことない手で口を押さえて上品に笑ってください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私めっちゃ笑うと歯もゲンガーぐらい出るんですよ <laughs> 本当にって笑いたいんですけど絶対ゲップ毛出ないしここにファンデーションたまるじゃないですか硬かったと思う 평상시에도 그렇게 웃어도 나쁘지 않을 것같아요えーみたいな私はああとか言うじゃんそれもう卒業かなと思って今回아 아, 아, 아, 뭐 맞다 이건 꼭 남겨야겠다 저 혼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 기사분께서 뭐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배우 그런 거 아니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하니까 아 진짜 배우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너무 목소리 더 좋으시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 그렇고, 그렇고 말해주세요 진짜 진짜 맞잖아 아니 진짜 말해주세요 원래는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 저는 개그맨을 하려고 개그맨? 아니면 배우 이런 거 하세요? 잘할 아유, 것 같은데 전혀 전혀 아니 목소리가 엄청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찍고 있지? 그흐기히 까르르 웃 지금 아 좋아요 까르르 웃 지금 하나 둘 지민이 오른쪽 깨우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왜 빨리 와 빨리 와 하니까 자 이거 코끼리래요 코끼리 예, 그리고 그 코와 코끼리를 무슨 뭐 아프리카 코끼리 귀가 큰 코끼리 이런 것처럼 코와 코끼리라는 종류가 있는 줄 알고 무서운 코끼리인 줄 알았다가 코아이 코끼리 와. 와. 아니 나 왕자 아니야? 마지막 맞 진짜 박서준 진짜 우리가 이런 걸 찍는 날이 왔 신기하다 아 근데 콩카의 한국 웨딩 촬영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굉장히 기모치 와로 갔다. 어, 손하는지 시대 뭐 이노? 어.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추억이니까. 어. 분위기 되기니와 앞머리 왔듯이 타입 되어 아왜 왜? 왜 왜? 그렇 어서 오자 어そうだ왜요 치매타임 아 맞아 히카르도이야기했어처음에タッフさんと만났을때 Hey, welcome! みたいな感じだったんですよでもなんか가끔ちょっと私たちがもたもたしてたらちょっとイライラしたような感じに見受けられるような態度をしたりとか準備するものとかもそこのスタジオ親切にちゃんとメッセージしてくれるんですけどそこに載ってないものとかがあって当日にこれ持ってきました持ってきてないですって言ったら ってされた時にあれあれあれおかしいぞ <laughs>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드레스 아 제가 원 뭐야 턱시 같은 걸 고르거나 할 때 살짝 아 기분이 안 좋으신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같이 찍어주는 친구가 원래 이렇게 웨딩 촬영은 뭐 차가우신가 말투나 이런 게 좀 그러신가 했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좋은 날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조금 있다가 이제 쿠리코가 저를 불러서 자기 혹시 저분 화가 나셨어요 이런 말을 하는데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ほんと대의人みたいにもう みたいなもうスリッパも脱ぎやすいように半分脱いで <laughs> ドレス1回着たらパッ てもうバッタみたいに跳ねてみたいなのやっぱり朝が너무早かったからコンディションもあったんだろうなって사람마다다 다른 거기 때문에 별로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소중한 날이었기도 했고 특히 또 그리코한테 한국의 웨딩 촬영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로 그 부분이 너무나도 아쉽고 속상했던 그런 아 그렇죠. 점점 아침이죠. 아침. 음, 음. 점점 이제 좋아졌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게 조금 많이 아, 컸었죠. 프리코 막 눈치 보고 하는 모습도 봤잖아. 하... 아,

私が本当に超有名ハングゲ忘れてそこで寝たのよハルモニーの家の寝室で一人で覚えてるめちゃくちゃ大きい写真がアンパンにあってそれ見ながら寝てた記憶があったからで私なんかその写真撮りながらいつか私たちの孫が私たちの家で寝る時にこの写真を見ながら寝るのかなとか考えてた。할머니붙었다ー라고생각안하겠죠안하겠죠그러니까아니안하겠죠

5年前だったらちょうど付き合って半年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時はちょっとフェサの人から「え韓国人どうやって喋ってるの英語いや別れるよ」って今言わ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わあ全然ちょ審案入りんでよ結婚することになります」 ある程度若干韓国語で歩げておこう毎日辛いものを食べて信じられないぐらいすごい幸せに暮らしているのでこのオニョンドワンサウムあんまりしないで幸せに付き合っていってください。プロポーズされる前すごく不安な時期が来ると思うんですけど <laughs> 大丈夫です。그리고もんむけどもうこんなにはなってないから5年後も心配はしないでください。경희가안녕나는5년후에경식이야 지금 굉장히 구리코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기하고 모든 게 다 재밌고 궁금하고 TV에서 일본만 나와도 쿠리코 생각이 나고 이럴 시기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렇게 대화도 안 통하던 그 사람과 너는 결혼을 하고 결혼 사진을 또 찍게 된단다 중간에 네가 일본에 가서 살기도 하고 쿠리코가 한국에 와서 같이 살기도 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하겠지만 안 무서워해도 돼 왜냐하면 쿠리코와도 함께라고 하면 좋은 일들이 앞으로 도 많을 거야 재밌고 신기한 일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쿠리코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면서 쿠리코라는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돼 후카다 에이미